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하스스톤의 새로운 게임 모드 전장에 대한 재밌는 영상들이 많아서 이번엔 전장 관련 영상들을 많이 모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새벽에 전장 밸런스 패치가 이뤄졌는데요 오버파워였던 엄마건과 캉고르의 수습됨은 너프가 되었고요 영웅 중에서 무한의 토끼는 영웅 능력이 비용이 1에서 2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밀리의왕 무클라는 지속 영웅 능력 내가 야수를 살 때마다 바나나를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라고 영웅 능력이 변경이 되었네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영웅인 군주 자락서스는 피해 경로, 영웅 능력이 비용이 3에서 2로 감소하였습니다. 최근에 전장을 재밌게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밸런스 패치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는 오픈 베타로 모두 전장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은 재미있는 하스펀 보시고 내일부터 전장에서 함께 만나요. 와, 쟤도 공격력 세긴 됐다 김치만 쥐가 존나 세 엄마! 엄마! 와 골드린! 골드린님! 골드린님! 와! 진짜 웬일이야 너 가. 골드린한테 근데 그거 해야 된단 말이야 아르거스 사고 레버파고 낼게요 레버파고 난 이빨이 아주 커다랗지 엄마! 엄마 곰! 아 아니야 엄마 엄마 아니고 85886님 85886 저도로 <laughs> 아 개웃기네 여기서 무엇이 나올 것인가 여기서 갑자기 마마곰? 띠용 어 진짜 왔어! 우와 <laughs> 뭐야! <laughs> 다시 어 씨발 뭐야 그리고 두 개 넣으면 괜히 필드 필드 차지 좋아 아 이거 안 좋아 수호자 자른 거 먼저 안 좋아 이러면 상대 퀄리티 좋은 거 나오거든 칸고를 아니 씨 뭡니까 이거 뭡니까 뭡니까 이 설치면 어떻게 되는데 도대체 아이 씨 이거 뭐- 계속 압박하시죠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아 2대잖아요 아 망했잖아요! <laughs> 아씨 어? 그린 스킨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이거 치 넘길게요 무기만 좀 키울게 아직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 얘가 나한테 얘가 나한테 킬각이냐고 좋아 아! 이걸 명치를 안 달려? 정리충 미쳤고 어. 따른다 따른다 미친 척하고 교감 아 아니 나는 신뢰를 보여줄 거야 라그야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라그야 난 너만 있으면 돼 너만 믿어 나는 알지? 20%면 준내 할만해 보여줘 아 아 믿음 실패다 아 진짜? 해보고 싶다 도전 도전 도전 도전 오. Oh. 오. Oh. 좋습니다. 어, 뭐야? 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와우. 와우. 어떻게 하지? 기가 풀려나야 돼. 졌는데? 제발 좋은 거 제발. 어? 어? 어? 어? 그래도 이거 밸류 높아? 괴물? 야, 자, 여기서 진짜 몰라, 진짜 몰라. 두 개. 그렇지! 이겼어! Holy shit! 자, 가자. 서리